있고요. 나머지 2층에 있어요. 네. 베스방은 2층이나요? 오실 때 베스밤이 네. 이제 거품 안 나는 입욕제고요. 네. bubble bar가 거품 나는 입욕제. 아 대부분 이벽대를 쓰실 때는 이제 거품 나는 거랑 안 나는 거랑 섞어서 제일 많이 쓰시고요. 지금은 이렇게 limited 적혀 있는 게 크리스마스 이제 한정이라서 요즘에 제일 많이 보러 오시는 제품 중에 하나예요. 음. 그리고 향기 다 맡아보셔도 돼요. 네. 너무 많아가지고 <laughs> 얘도 이제 똑같이 안에 버블버 파우더가 들어가 있는 제품인데 네. 얘는 저 상큼이요 음. 저 이걸로 하나 주세요. 네. 어서요. 아원입니 입장과 컬 체크인 부탁드리겠습니다. 쪽으한 줄로 되게 드릴까요? 마들렌 3개랑 레몬 2개 주시는데 이렇게 두개 나눠서 포장해 주시겠어요? <laughs> 귀엽지? 아, 감사합니다. <laughs> 연예인 같아. 근데 머리가 왜 이렇게 길고 팔팔했잖아. 그 전에 약간 붉은기 있는 약간 초코 브라운을 했었어. 그래서 붉게 빠지길래 팔팔이랑11 했는데 빠지니까 또 붉은기 돌더라고. 아이패드로. 뭐 원래 프리미엄 프로 한다고 하잖아. 뭐 그거 쓰다가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그치? 그 어. 핸드폰으로 찍고 핸드폰으로 하는 게 나아. 음. 그 블로로 편집하는 게 더 쉽고 빠르지. 음. 그래도 진짜 불가능해. 아 이거 어떻게든 일주일에 하나씩 올리려고 <laughs> 나난 너보다 시간이 더 많은데도 너무 더 게으르네. 12월 9일이 수요일이야 괜찮아? 수요일면더 좋지 킬 거야? 먹어볼게 있어 하지 언니가 집에 와서 해줬다? 진짜 맛있는 거야 별거 아닌데? 정말 별거 아니야? 별거 아니면 말을 했겠지. 결코 내가 좀 잘못을 했어 어떤 애한테. 그래, 제가 제가 아침 내가 할게. 야, 뭔 소리 나고. 어제 채용기 만나서 한 대 패주려고 참았다고. 그냥 가서 한 대 확 패줄까? 양심이 없는 거지 남자. 그치? 거기서 얼마나 더 커야 되는데. 그래서 수술해요. 그래. 못 걸을 수도 있어. 누리만 이러고 있지. 우리가 장난이 아니야. 그리고 비용도 치고 막누가 되려면 군대도 오는 거있어 자매 여자한테 돈 쓰러 왔겠어? 합사하자는 거지. 참나 믿게 해. 참고할 만한 바가 하나 있어. 어딘데 말을 안 해줘. 응? 나 여름이랑 위치 추적 앞에 깔아놓은 거 알지? 한여름이었기 때문이었어 그냥 한여름이 한여름이니까 глаза 맹숭맹숭해 뭔가 그런 자극적인 맛이 없어 진짜 먹고 싶었어 그때 포장해온데 음. 거기밖에 안 나와 음, 하나 주문하고? 응. 이제 네, 결혼 전에 1년 가고 싶다 후배에게 그러다가 너무 태양같하게 달려서 어떻게 되더라 누구야? 남자분이 이거를 몰라. 어떤 느낌인지 한번 해봤으면 좋겠네. 음. 그러면서 그냥 약간 신전 만 나지 않아? 응. 음, 고추가 많이 들어갔어. 응. 음. 네. 아, 뜨거우니까 더 매워. 그니까 이거 먹고 우뎅 먹으면 진짜 매워. 대박이야.